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아나딴데 보고 있어 잠깐 뭐 있나? 진짜다 진짜다 2021년 1월 27일 원정 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되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잠깐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와! 와! 어! 어! 잠깐. 뭐야, 어디야? 왕자님 이거 뭐예요? 다시 닫아놓겠습니다 다시 닫아 잠깐만 어. 와, 씨. 와.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와! 아! 아, 저 나가겠습니다. 와! 와! 와! 아! 와! 뭐야? 어? 왕자님! 아, 왜 그러십니까?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왕자님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와, 잠깐, 아, 와, 잠깐만, 잠깐만요, 내려가, 잠깐만요. 아. Oh. 아. Ah! 어. 나가야 되는데 잠깐 어 Oh. 뭐 그만 좀 누르세요 와

자 나와 있습니다. 어? 아, 어? 어? 이건 That is the